산산이 조각난 순간들로 기억의 저편이 보이나요 영원히 사는 건 고통이라 이제는 쉬고 싶어 그저 단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I believe 何不？ I believe you are changing my world